K 실패님 이번에 리더 엑시 엑시님이 우주소녀 멤버들 멤버들 환불 캐해 했는데 다들 알고 계신가요? 크크. 제가 생각했던 거랑 또 달라서 너무 의외였어요. 케이가 뭐죠? 환불 캐릭터 해석이라고 아 하네요. 저도 이런 거 잘 모르는데. 들어와 신조어 들어와 줄임말 들어와. 엑시 아, 언니가 생각했을 때 네. 환불 선물을 어떻게 할 것 같은지 멤버별로 아~ 해석을 해준 거예요. 그래서 아~ 저는 엄마한테 왠지 부탁할 것 같은 캐릭터고 아~ 다영이는 지인들한테 <laughs> 팔아보고 아무도 안 사면 환불할 것 같고 아. 연정이는 귀찮아서 안 하고 다원이는 미루다가 까먹고 못 할 것 같다 아,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, 각자 다 다르네요. 저는 엄마한테 부탁하면 거절당해요. 음~ 저도 근데 저는 아예 이런 고민을 안 하게 택을 먼저 떼는 스타일이에요. 어. 일단 택 끝내고 입어요. 나한테 음. 당연히 맞겠지. 어. 근데 진짜 어. 그러다 안 맞으면 그냥 어, 입어요? 그러다 안 맞으면은 수선하죠. 그냥 옷장에 가만히 있어요. 어. 방법이 없어요. 어. 고민을 안 해요. 아 그래요? 네. 저 지인한테 물어보거나 네. 아니면 어, 환불은 저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것 같아요. 오. 어. 환불 그 절차를 밟을 줄 몰라서. 아 그래요? 네. 환불은 해본 적이 없는데 교환은 합니다. 저도. 저 그렇게 귀차니즘 아니에요. 음. 좀 어, 진짜 의외다. 할것 같아. 네. 네. 멤버들한테 저희가 그런 이미지인가 봐요. 음, 아 연정 씨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네요. 지금 보니까. 맞아 몰라 진짜. 아니, 어쩌면 연정이가 본인을 모르는 걸 수도 있어. 어, 너가 너를 모르는 걸 수도 네. 있어. 저는 그냥 애초에 귀찮아서 안 맞든 맞든 그냥 입어요. 어. <laughs> 어 나는 그냥 입어. 그냥 환불을 할 생각을. 작은데 어떻게 입어요? 작은데. 작은 게 아니라 언니 커요 항상. 네, 작은 게 없지 뭐. 일부러 조금 아니, 항상 저희는 바지를 사서 크면은 수선집에 맡겨서 바지를 줄이는데 언니는 네. 크면 큰 대로 그냥 입어요. 왜요? 아. 멋있잖아요. 그죠? 크게 멋있게 입는 편이. 멋으로 승화해요. 네. 여름이는 빠삭하게 잘할 것 같아요. 여러분 제가 룸메였잖아요. 여름이 환불해요. <laughs> 아니 나 근데 환불은 해본 적 없는데 난 환불 할 거리를 안 만들어. 아 애초에 신중하게 네. 사는구나. 굉장히 신중하게 아, 있겠다. 거의 교환해 본 적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. 근데 엑시 씨가 지금 되게 해석을 해준 거잖아요. 네. 네. 멤버들이 엑시 씨를 좀 해석을 한다면? 엑시 언니 교환할 것 같은데 언니는 환불도 눈치 보여서 약간 말 못하는 아 같은 아. 스타일이에요. 음. 음. 어. 그래서 교환은 해도 환불은 못 할 것 같다가 제 추측입니다. 어 그래요. 자 혹시 뭐 또 남들이 모르는 좀 나만의 좀 반전 모습이 있을까요?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저는 혼자 있는 거를 좋아합니다. 어, 다, 다, 다 알았지. 아, 아니, 아, 그래? 다알고 있었어. 다. 아 저는 되게 낯을 가릴 것 같다는 소리를 되게 많이 듣는데 음. 저 낯을 되게 안 가려요. 오 어, 그래요? 오낯 어, 가릴 것 같은데. 되게 낯 안 가리고. 낯안 가려? 어. 언니 낯안 가려? <laughs> 아씨, 낯안 가립니다. 네, 네, 생각보다. 아니 정말 낯을 안 가려요. 아 그래요? 네. 어난 약간 아싸 중에 인싸 인싸 중에 아싸. 반전 모습? 저 사실 첫째예요 집에서 야 아, 완전 반전이다 근데 다 제가 외동이거나 동생인 줄 아는데 어, 제 위에 누가 다 있는 줄 알더라고 막 주변 샵쌤이나 저한테 뭐 음. 뭐 그렇게 여쭤보시는데 제가 첫째고 오. 동생 그러니까 애기들 되게 좋아하고 오. 동생도 사실 저 때문에 세상에 나왔어요. 제가 너무 갖고 싶다고 엄마한테 어. 그의 반전 매력? 반전 매력. 웃음이 많은 거? 생활 제생 애교? 투를 이제 보시고 많은 분들이 아 애교가 원래 많구나 원래 애교 엄청 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평소 애교가 없어요. 오히려 좀 차분하고 음. 차부러지고 네, 그래요. 네. 네. 저 진짜 사람들 의외라고 하는데요. 사람들이 제가 쉬는 날 밖에 나가서 쉬는 거 좋아하는 줄 아는데 네. 저 진짜 사람 안 만나는 거좋아와 그래요? 진짜 다 의외라 그러거든요. 사람 진짜 많이 만날 것 같은데. 그쵸 의외. 아, 오늘 끝곡 우주소녀의 노래 들을 건데요 뭐 어떤 곡 들까요? 타이틀곡도 한번 들어도 되고요 뭐 우주소녀 노래 중에 뭐 듣고 싶은 거 타이틀곡 아까 들어가지고 아니면 퇴근하기 아, 퇴근할 때 듣기 좋은 노래 퇴근할 때? 어. 유미? 유미? 퇴근할 때 듣기 아니면 지금 만나러 갑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 이번 이번 주세요, 이번 앨범 노래 아니 근데 다영 씨는 왜 흥칫뿡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? 저 반년 전 노래를 너무 채운다 야야야 너 우리 지 언니 여러분 정리할게요. 네. 아니 오늘 제가 웬만해서 이렇게까지 안하려 했는데 오늘 비도 오고 차가 많이 밀려요. 네.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우주소녀 쪼꼬미 흥치풍을 들으셔야 돼요. 자 여러분 쪼꼬미 흥치풍을 듣는데 저희가 우주소녀 언내추로 지금 활동하고 있거든요. 화면 어. 되시는 거 아니에요? 어. 활동 중인데요. 그냥 쪼꼬미 흥치풍 들을게요. 감사합니다. 네. <laughs> 알겠습니다.